욕구도 없다. 저 발이 되게 좋다. 우안 떨어지고. 턱 치고는 떨어질 것 같아.

그러게. 앉등 동작기를 최대한 벌어져서 여유 있게 천천히 하세요. 자, 본체 까지고 입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들어갔죠? 손을 어, 들고 들어가세요. 응? 손을 들고, 응. 들면서 이렇게 빼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Thank you. 가운 구걸려고 지금 3m 그 안전 정신 하나가 쑥떠가지잘 내려왔어 저기 벽구야 그 올라가가지고 3m 안전정지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아니 왜 3m가 지금 저는 6에서 2m던데? 3m에서 2m 뭐야 응 여기 설정값 그냥 쓰니까 나 이거 한번 봐주고 수정과에서 쓰고 있는 저기 6m 2분 그리고 6m 5분 이렇게 30분 근데 2분 볼수 없네

아, 도끼 있으니까 든든하구만. 하늘 지금. 아. 还差一刀 走走走